하치야 <laughs> 이거 하치 거야? 하치 건지 아는구나. <laughs> 누나가 하치 한 개 줄게. 아이고 먹고 싶어. 아이고 구구 빨리 줄게. 네, 달려. 일곱. 하치. 이게 맛있어 보인다. 누나가 이걸 남겨줄게. 응, 같이 먹어봐. 아이 맛있죠? 잘 먹네. 오, 냄새 진짜 빵 같아. 신기한데? 너무 잘 먹는다 이거 이거 아이고 맛있죠이거 맛있자 죠잘 음, 먹어서 좋다 <laughs> 바닥에 흔들린 것까지 주워 먹을 정도로 맛있어 어이구 이구 이구 이구 맛있죠? <laughs> 너무 잘 먹어 맛있죠? 아이고 이뻐라 맛있게 먹었으니까 건강해야 돼 똥꼬 누나 봐봐 다 먹었어요 이제 다 먹었어요